쫄지도 않고 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여자애 봤네 아 여자애 40이었어 늘었어? 응 40.4면 똑같아 5 1 4 51 늘었다 그러네 얘도 확실히 뭐 들고 있나 봐 제일 작은 애는 유지, 유지였고 어, 나머지는 조금 나머지 조금씩 다들 嗯。 빨래되면이렇게된다 우연히 힘써도 애들이 좀 싫어. 그래. 니들 어디 갔냐? 말 거기서 올까? 아, 아까 여기 있는데 같이 왔어? 할배가 뭐는데? you.